여러분 꺼졌어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상태가 통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데 네, 왜냐면 뭐 게임이라도 해야 음. 되나? 게임을 한다 어? 언니 전화 왔어요. 아이고야. 음. 아! 아! 이 밤에 뭐야? 이 밤. 아니 언니 언니 이거 한 번 더 올려줘. 이, 바, 이 밤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밤인데 거기는. 아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게임 해야 돼? 아니 네. 수명오 시작! 오늘 뭐야? 뭔데 뭔데? 너가 해! 수명오수명오 수명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 나는 어, 시작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난 할래 아이 빨리 우리 하나야 벌칙 뭐야? 벌칙 뭐야? 네명 해 벌칙이 뭐야? 진 사람은 그 방에서 오늘 저녁을 먹어야 돼 어? 그게 왜 벌칙이야? 치워야 되니까. 아 왜 치워야 돼? 아남아그 사람 방에서? 어, 야, 야 사람... 그러면 나 나 벌칙이었던 거잖아 어제. 어, 예. <laughs> 근데, 아니 우리 근데 다 치웠어. 엄청 아니 흔, 내가 꿈꿨나 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laughs> 흔적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laughs> 너무 웃겨. 어제 우리 소연이 방에서 밥 먹었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어, 제가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둘둘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키를 받고 제 거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왔는데 다들 한 명씩 제 방을 모이더니 제 방에서 밥을 먹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서연이 방에만 이런 쇼파가소파 있어요. 같이 먹어야죠. 아, 그런데 저는 잠들었어요. 그러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흔적도 없이. 얼마 아, 왜냐면 먹다가 서연이가 자길래 그래서 애기처럼 자고 있었어. 어, 진짜 아니 그그 그친에 비해서 언니는 너무 작아. 침대에 파묻혔었어. 너무 귀여워. 나 너무 졸려. 근데 여러분 오늘 TMI 있어요. 뭐예요? 저 오늘 그그 어, 그 미니 씨랑 키를 이렇게 그 재봤는데 확실하게 제가 키 좀 커진 것 같아요. 어, 진짜 TMI야? 커졌어요. 근데 몇 시인지 몰라. 근데 한 이만큼 차 잘. 한 64. 아니 아니 64는 안 돼. 3, 4? 그, 아니 원래 3건 원래 한 3만. 나 데뷔 때 1.7이었어. 그럼 지금 한 한 2점 2.5 되잖아. 왜? 2.5될것 같아. 나한테 키좀안 어? 컸으면 좋겠어. <laughs> 언니만 야채만 먹어. 나 야채 겁나 많이 먹어. 야, 겁나 육식 육식주의자 키 큰 사람도 있어 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욕심야 이게 사람이 편견 좀 하지 마. 아니 우유 잘 먹어? 나 우유 진짜 초코우유 나 우유 진짜 안 먹었어. 아니 나 흰우유 겁나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나 흰우유 진짜 안 먹었어. 아무 맨날 초코 우유 아니면 딸기 우유만 먹어나 우유 진짜 우유 우유 나는 완전 우유 좋아해. 우- 우리가 우유 먹었으면 키더 컸어요. 그 미국에 왔잖아요. 네. 시차 적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아 오늘 갑자기 안 됐어요. 어, 갑자기 또난신청 진짜 공연 올라가자 가기 직전에 갑자기 시차 온 거. 나도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새벽이었잖아요. 아무튼 뭔가 시차는 이게 졸리다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어지러워. 어, 맞지? 뭔가 어, 정신 못 차리겠어. 어, 맞아요. 진짜. 아, 아 괜찮으세요? 원래 넘어서 미국 시간 <laughs> 맞아요 저는 네. 시차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한 10시 되니까 잠 오고 아침 거의 8시 되니까 일어나게 되던데 아, 시간으로 딱 맞네요 네, 네 오늘, 오늘 아침에 조심 먹을 사람 제가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 먹는다 대포도 그게 <laughs> 아니 그게 나는 원래 더 일찍 일어났거든 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내가 딱 씻어야 되는 시간이었어 그때부터 아, 나갈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나 이렇게 준비 그러면 우리는 미리 정하자. <laughs> 어. 내일 듣게 보면. 아, 내일 온거 뭐 같아. 어, 그래. 보이스톡을 해줘. 네. 아 알았어. 알았어. 한국은 3시 40, 43분인데 뭐해요 여러분 다들? 3시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샤 유지빙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한국은 <laughs> 한국은 토요일! 럭키롤? 뭐? 세러데이예요 뭐? 불토네? 그러면 오늘 뭐, 뭐 해요, 여러분? <gasps> 토요일이야? 토요일 밤은 SNL. 어, 야. <laughs> 나 토요일 밤에 뭐, 뭐 하지? 토요일 밤 SNL 아니에요? 전 토요일 밤에 에서 그 19금이다? 나 그거 엄청 좋아해. 에이, 사르 나이. 진짜 웃겨. 저 진짜 미쳤어. 사르 나이, 사르 나이, 사르 나이. 베스트 칸서 제가 봐. 요즘에 그 뭐지? 우두용두우 있잖아. 음, 그 기사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저는 저 to the m 이거 하고 빵 하고 뭐야 이거? 드라, 마에서우영우 드라마. 아, 그래? 팬 팬분한테 배웠어요. 자, 네버버한테 배웠어요. 나 아, 해줘, 해줘 언니 해줘. 저 to the me to t 우두기 팍팍. 네. 아 아, 예, 요즘에 인사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 그러면 나 이렇게 언니는 킹투더민투더 미. 킹투더민투더 니. 나는 아, 언니는 다른 사람이야. 투 더, 슈투 더, 화. 천투 더, 손투 더, 연. 투 더. 자기야. 천투 더, 손투 더, 연. 천투 더, 연투 더, 연. 손투 더, 후투 더, 히. 킹투 더, 민투 더, 니. 야, 이거 굉장히 어렵다. 나는 항상 하다가 손투 더, 후투 더, 우기 이렇게 하네. 예스, 슈투 더, 화. 어. 얘들아 집 들어와 쌍수들 우스기 김두도 민드니 저드미 나도 행복해 보여 천들 선두리언 아 전두현 제일 쉬운데 천들 아, 선두리언 아 우기 제일 어, 어 쉬운데 성투도 우투도 나 항상 성투도 우투도 우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오드기 어, 그냥 성 이름 주는데 두두려아 아, 이게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성 아, 그러니까 글자 너이름 아니 저희가 이제 아, 어제 LA 왔잖아요 엄청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예, 있었어요 예, 두화네 네, 많은 예,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 뭐 저희 뭐 다 저 두루현 두미예 두루현 두루미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공연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아, 생각하는데 예. 네. 진짜 우여곡절 많았어가지고 어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끝나가지고. 네. 맞아요 문제가 좀 많았어. 그래서 <laughs> 소연이가 이렇게 지쳐 있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계속 무대 위에 있고 싶은데 자꾸 뒤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자꾸 아, 생기고 그니까요. 아니 어 그죠. 네. 아니 갑자기 머리 피스가 양쪽으로 다 떨어져서 음. 달라달라거려고 네, 뭐. 이니어가 갑자기 그쵸? 안 나와가지고 그런 아니, 일이 있어. 쓰이니어가 계속 좀 잘 안 나와서. 네. 네. 음. 음. 이게 공연하다 보면 진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맞아요. 오늘 특히 더 잦았던 것 같고. 첫, 그, 첫, 예, 예. 어. 근데 또 저희가 또 어때? LA에서 진짜 너무 LA 분들이 네버랜드가 해서 너무 호응을 많이 맞아요. 해줘가지고 맞아요. 뭔가 음. 그 음. 음. 우여곡절 속에서 뭔가 맞아요. 너무 따, 뜨겁고 네. 재밌었어. 네. 에너지가 엄청 음. 다 따라 불러주시고 진짜 이 어, 멀리서 진 이거 갈수록 에너지가 진짜. 엄청 좋아져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엄청 힘을 많이 얻었어요. 어, 뒤에서 춤도 춰주시고 음. 막 그래가지고 엄청 행복하게 에너지 재밌 에너지 보여줘 너 오늘 어떤 사람이 스테이지라고 했어 누구? 나 어. 아. 아니겠지? 아 몇 명 그랬어 아! 나였지 나였나? 뭐 어 서연이랑 어. 나 사실 한 명밖에 몰랐는데 다 찔른 거 보니까 나 근데 <laughs> 왜냐면 왜냐면 스테이지에 진 어려워 저희가 그러니까 왜냐면 넘쳤어 넘쳤어 그 한국어는 스테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도 사실 아, 익숙해져가지 스테이지. 사실 영어는 스테이지잖아. 이거 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지. 한국어로 이제 스테이지. 우리가 외래 외래어로 쓰고 있는 어, 거는 약간 익숙해져서 다 그렇게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 하게 돼. 어 아이스크림. 어, 그런 거. 레디오도 라디오라고. 어, 해. 어, 카메라 이런 거. 카메라. 어, 안 돼. 아, 뭐, 텔레비전 그나 텔레- 텔레 텔레비전. 방능이 그만해줘. 밥 왔어 여러분? 밥? 왔어? 아. 어, 밥 왔어요. 밥 먹자. 밥 왔어. <laughs> 언니 쓰러짐. <laughs> 야, 좀 한번 찍어주면 안 돼? 야. 저기 언니, 오빠, 언니. 들 어디 가지? 너무 귀여워. 아, 찍지 마, 찍지 마. 아 미안해 저는 한국어를 무어가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이거 보게 되면 읽게 되더라고요 야 왜 나비가 날아다녀? 이거 해수가 넣었네 진짜 신기하다. 너 그냥 네, 밥 먹을까요? 슈트로 삐뚤로 쏴! 먹으면서 뭐 할까요? 밥, 밥 주세요 그럼. 밥. 뭔데요? 밥이 뭔데요? 엄청난 밥이 엄청난 거야? 엄청난 밥이 보여주게요! 갈비! 갈비! 갈비! 로스앤젤 the lost cheat! 응? a to the 러스 잠깐만 러스 러스 앤젤러스 잠깐만 러스 앤젤러스 아니지 러 러스 앤젤러스다 해야 돼 러스 앤 러스 아니야 러스 그거 어떻게 다 해? 러스트 스 러투드 스 투드 스왜 해? 러스 앤젤러스잖아 여러분 러스드 앤 하면 되지 종 하나 보냈어요? 하나 한 글자 한다 해야 돼왜 한 글자씩 해? 어한 글자 아, 두 글자 할까? 왜? 나비 무서 러너스 예술같지 아니야 러스 하나잖아 러스 어느 게냐 외계인같아 앤젤레스 외계인한테 그냥 러스 to the angels to 오늘 지금 미케랑 같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 이거 예술이야 이런 거 알지? 계란이야 계란 멋있다 뭔가 그냥 밥먹 나비 같아 나비 밥 먹자요 주세요 <laughs> 엄청 커요 완전 크지 자, LA 클래스 보여줄게요. LA g a r 뭐하냐? 소연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니, 소연이 너가 더 귀여워. 미안해. 미영이 지금 진 개랑 같아. 나도 해볼래. 우와. 나 동그래서. 예스! 예스! 나 진짜 동그래, 봐봐. 그래, 정말 동그랗다. No! To me. 아! 왜, 왜, 왜, 왜, 왜, 왜. 나와서, 나와 우와, 맛있, 이게 뭐죠? 반찬이요. 공자반, 이거 좀, 좀, 좀. 반찬이야. 얼마나 케이탕 받아 왔어요, 케이탕? 여기 근처 케이탕이지. 뉴 케이탕. 여기 LA. LA.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girl. 어떻게 먹어? 완전 따라와야 돼. 보여주고 너무 어, 배고파서. 먹어 보게요그러 우와 뭐- 맛있겠다! 오마이갓! LA 갈비 어? 이거 안 먹어요? 맛 쌀다 있어요. 드세요! 드세요. 소트리 젓가락! 젓가락 있어요 여기 이거 있어. 하나밖에 어, 없어요. <laughs>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는 이미 너무 배가 어, 저 사람 아요 어, <laughs> 땡겨. 언니는 뭐 먹었어? 젓가락 없어요? 저요? 젓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 우리 하나니가 하나 서 우리 하나 아니야. 어. 우리 <laughs> 다섯 명이야. 너무 차갑다, 야. 먹여. 다섯 명 하나야. 언니, 왜 쟤, 뺐어? 그거 니거야? 네 엄청 커. 어. 엄청. 민이야,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너, 아! 뭐 먹냐고요? LA 갈비인가 봐요. 맛있어. 그냥 처음으로 먹어야 돼. 음, 맛있는데? 왜? 왜? 서연이 괜찮니? 나 완전. 근데 몇개 있잖아. 그럼 가져와서 먹어. 근데 혹시 나 보여? 언니 계속 나와. 너 보여. 너 완전 보여. 보여. 근데 그러니까 나는 보였어. <laughs> 나는 안 보여. 언니 계속 와. 김치에 가려서 안. 나는 아니야 완전 안 가려. 아니 소연. 아, 소연이가 화면이 안 보여. 소연이 어, 소연이 지금 제 안전해. 소연이 먹으려고. 완전 진짜 안 그러니까 보여. 이거 좀 치워도 소연이가 자기가 안 보여. 나는 내가 안 보여. 나는 내가 안 보인 줄 알아. 아 우리 포 포에스만 키가 포에스. 너무 잘 보였네. 포에스 비에. 어? 포에스 얼링. 아니야 내버분밥 먹으러 가요 내가 점심 먹었어요? 아, 아, 근데 밥 먹기 좀 3시, 시시간인어나 그때 아침 먹어 나도 아, 아 나 그래서 아침 치지 않아 아, 아 점 저, 하고그다음 야식을 먹어. 어, 아, 아, 먹어? 뭐? 나똑 아, 나는 세, 음, 뭐 세, 우리, 우리 얼마 전에 그랬잖아 세식, 세식, 새벽식. 3시 어. 사실 누구한테는 아침인데 아침밥. 어, 언니야, 맞아. 우리 집에 7시까지 있었어. 6시 반인가? 어. 언제? 알아서. 진짜 한 그저께. 왜 어쩌다 갔지? 근데 미연이도 항상 내 스케줄 있으면은 꼭 나랑 되게 그 늦게까지 여, 얘기하고 자. 나는 정말 최근에 좀 아, 네, 그것은 어떻게 한 세번 그랬어. 그래서 음, 체력이 진짜 좋구나. 미연 언가체력 진짜 좋은 거야. 저도 어, 체력이 좋아요. 나 미연 언 좋아졌어. 그 다음 날에 세윤아 언니한테 죽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아, 저 그 죽긴 스케줄 죽어요. 스케줄 하다가 죽 죽을 뻔. 맛있다 야 LA라고 LA 노래 Los Angeles 내가 지금 만들게 내 작곡하니까 LA LA LA LA LA LA 어? 있어 있어 뭐야 말리지 마

저 LA 에고 오고 싶었는데 왜냐 왜냐면 저희 어, 부모님이 어, 한, LA에서 서로 만났대요 오 로맨틱 엄마 아빠가 그 대학교 때 LA에서 다녀가지고 몇 살? LA에서 만났어요 몇 살? 그때? 응뭐 대학교 뭐 스무 살? 뭐 그쯤이 스무 살? 아빠가 대학원 다니고 엄마가 대학교 우와, 다닐 때 LA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오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그 나도 스토리 있어. 나너 그만 스토리 있어. 너 그만 스토리 있어. 아,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좀 가. 아픈다. 이거 알아서 먹어. 이따가 잠깐만. 근데 내 친구 보러 왔잖아요. 네. 베스트 그러니까 프렌드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왜요? 근데 저희가 나나 야. 음. 야, 음. 얘 지금 보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제 진짜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 중학교 때지금 11, 12년 친구예요. 와, 엄청 오래 친구. 그래서 이거 너가 먹은 우리 같이 그때 케이팝을 먹 좋아를 했고 같이 콘서트도 보러 다녔어. 나 슈퍼주니어 콘서트 모든 게 얘랑 같이 갔어.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뭐 오디션 다닐 때 이- 이때였거든. 너 얘가 나중에 꼭 너가 너 콘서트 보러 간다고 너가 너가 잘 돼서 내가 뭐 너 매니저 해준다 이랬거든 근데 오늘 진짜 운 거야 이날이 대박이다. 야 엄청 엄청 엄청 지금 감성용이야 너근 친구 되게 많다. 나, 근데 나 친구들 좀 나가 전 세계에 있어. 어. 저도 오늘 선생님 왔어요. 어, 맞아. 근데 나 얘기를 안 했는데 나 오디션 노래 미야키님 아니 And your eyes, nose 이거 영어 버전 있잖아. 아, 그 아, 쌤이 아, 부르신 아, 아. 거야. 오늘 예, 예전부터 제 보컬 선생님이었거든요. 리디아 선생님 진짜 오셨어요. 너무 잘하셔. 제가 너무 감 LA에 지금 사시는데. 언니 오빠들 먼저 밥 드고 드시고 계세요. 저희 뭐 문제 쌤. 네. 없어요. 아, 건조 걱정 마세요. 나따것 같아. 해. 네, 괜찮아. 애호질은 애호질은 내가 해줄게. 나 화면 줘봐. 아마 너안 나와. 그거 어떻게 나와? 나와. 지 어떻게 나와? 뭐 음료수 있어요? 나 없죠? 딸꾹질 진짜 많이 하 나도 급하게 먹어. 어. <laughs> 그 배고플 아, 때 젤로 콜라 있어요? 급하게 네, 그 먹으면 나오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그게 잘 빠르게 마시면 진짜 진짜 저 제로 Do you think of that song? 곡? 어떤 거? 컴보 인정. 아, 어? 네. 기분은 콜라이브. 기분은 콜라이브. 그 사이다 里面 어떻게 해? 사이다는 기분 left sprite l 기분 s t r i k 기분은 like strike. 이 단어 선택 안할 거야. 기분은 사이다 브루. <laughs>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그래? 아 이제 배불러 안 먹어 음너 입에 우와 대박 아! 아, 아 진짜 사과 가세요 괜찮아? 너무 아픈데 야 이 괜찮아가 더 웃겨 <laughs> 야 종유연 쪽으로 손 따갔어 같은 아, 맛인가 이거? 거야 어 그래? 내가 이걸로 어떻게 손 따고 그러니까 언니는 고기 장사해 그만해 아니야 캔 소리 스톱해. 알았어 할게. 어 뭔가 다른 거 같은데. 같은 거 My s n e a k 몰라? 미안해요 네버버 저 진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만해 오늘 밥을 못 먹어갖고 그 점, 저녁 너무 좋다 이 먹방 이 자유로운 마 h my s t i 저 요즘에 빠진 줄 알았어요 뭔데? I'm begging, begging you. I put you step, step up. 봐서. 너는 체력이 좋은 거야. 어? 나 젊어. 나도 나도 나이 많은데 체력 좋은데. 저는 young and poor. 나 young and poor. 리치하지 않으니까. young and poor. 너 지금 이거부터 리치하잖아. 왜? 저기 뭐 협찬 협찬. 그거 리치. 아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제가 협찬 이거서 봤어요. 그래. 응. 어. 꼭 기발해. 나는 원래 이런 리얼이지 모습이야. 너 우리 이번에 또 그 우리 그 아이들 그거 시즌 2 수연 수연 언니 체력 봤다. 나 이거 한입 먹어. 어, 나, 한입 먹고 힘내. 아, 나 콜라 안 먹어. 알았어 미안. 너뭐 먹어? 너 사이다야? 응. 아니, 나 환. People like Coke. 맞네. 어. 뭔가 항상 그런 거. <laughs> 얘는 사이다. 나, 언니는 왔다 갔다 해. 뭐래? 내 사이다 아니야? 뭐래? 오, 뭐, 완전 사이다인데 나 왔다 갔다 한 적이 아, 없는데. 아 나는 언니 와인 와인이랑 위스키 왔다 갔다 한다고. 나 위스키 안 아, 마셔. 언 위스키 아예 안 마셔. 그니까 넌 진짜 모르다 아는 척. 우 나랑 마셨잖아 언제? 저번에. 언제? 저번에 그 위스키였어. 또또또또또 진짜 기억이 없네. 미안해 음. 왜 그냥 진짜 아원한그 진짜 지원했어. 조금만 마셔서 조금만. 아니 아니 진짜 마원했어야 우리 가야 야. 언제? 야 거짓말. 야 야. 언제? 우리 아, 나, 나 뺐어 그때. 언니 그때 스케줄 있었어. 아, 아니 우리 작년에 새해 때그 위스키. 또 작년 새해? 작년 새해? 작년 언니 언니 그거 보면서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 방금? 그게 어, 방금 방금 알았잖아. 였어 언니 너무 이성적이야 지금. 그거 화이트 와인인 줄 알았지? 그 위스키 야이 무슨 이거 콜라 말자 나술진 아니야? 기억이 없어. 다이어 콕. 다이어트 코크 그래? 사실해. 나는 뭐그러 마시지 돼? 항상 나 오늘 하이타치 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팬이 어떤 네버버 여기 뭐 티셔츠에 하 우기 아이얼 드렁크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응? 우기 아이얼 드렁크. 나나 어. 어. 항상 내가- 사진 봤어. 근데 그거 세상아 그 어, 세상아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 So cute! LA Neverland. 근데 내가 오늘 겪고 나서 다들 영어 좀 느는 것 같아. 어? 영어는 스테이지만 스테이지로 기회해 주시면 스테이지 저기 좀 가세요 스테이지 왜? 네? 너 어디 가고 싶어? 여러분 아, 저희가 영어 쪽을 치우는 생각이었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영어 근데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했어 애들 누구? 애들아 누구? 너너 많이 말을 <laughs> 나 애들 너밖에 네. 없어 말을 못해서 말이 짧아서 아쉬웠어. 이렇게 마음속에 막 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다 못해요. 맞아. 앞으로 점점 더 잘해지겠죠? 네. 네. 네. <laughs> 잘해지고 있어. 얼마나요? 진짜 나는 오늘 언제쯤? 진짜 우리 내일 내일부터 잘할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우리 오늘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지고. 그치? 아. 사실 우리가 왜냐면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네, 네, 무, 무대는 이제 뭐 옷이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잉여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서로를 받쳐주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진짜 완벽한 팀워크를 지 주, 보여줬어요. 소연 씨막 네. 뭐 오자마자 댄스 배틀 하고. 저 언제나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laughs> 저는 계속 나갔다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다가 음. 갑자기 들어갔는데 아이 그거 뭐 좋아 와우 아, 와우 예 하고 저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그다 발음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 제가 잠깐 나갔다 오면 제 멘트 누가 해서 내가 <laughs> 했어. 보여주어요 오늘 내가 미랑이가 했어. 나궁한게 있어. 우리 그럼 맨처 누구 누구 이겼어? 우리 데뷔 데뷔 없잖아. 우리 선배 근데 대박 왜 있어! 우리 있지. 우리 왜 근데 그 다섯 명이 갑자기 다 춤을 추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 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둘만 네 추어야 되는데 얘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거야. 나 아니, 나안 쳤어. 아니 갑자기 날 시킨 거야 세 번째로. 왜냐면 언니가 다 보고 싶으니까. 아니 네버랜드 시켰어. 내 춤안 만들어. 언니 언니 아! 우리 다음에 그 트랙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 너무 느려. 아 살짝 아니 아, 애매했어요. 엄청 빠르던데. 빨라, 아니야 너무... 아예 빠른거나 아니면 아예 좀. 왜? 왜나 저번에 팬미팅 했을 때 그런. 그렇게 정하지 말자. 뭐 저렇게 놓다. 그렇게 정하지 말자. 시끄러워 어디가? <laughs> 내 귀가. <laughs> 맞아 이제 안 들려. 좋아요. 나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내가 옛날에. 우비야. 그 지원.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야 이거 다 보인 거였어? 응. 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쉬워. 오마이갓. 그래서 못 믿어. 뭐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쉬 여기까지 온 거잖아. 미안해. 다 보인 거였어? 어머. 미안해. 아. 우리 이렇게 더럽진 않아. 어, 오늘 어, 어쩔 수 없이 아니, 이렇게 먹는 거야. 저게 더러운 아니야. 근데 진짜 왜? 진짜 저을 못해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약간 좀 이상해 우리. 어? 진짜 너무 못했어. 나, 나잘했내시타적으 뭐, 언니 어디야? 나, 나 오늘 진짜 아침에 일고 지금 뭔가 시차 지금 소화가 안 지금 시차 적응이 아니라 지금 11시가 잘 시간이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아 그치 이게 잘 적응 그러니까 된 거네. 적응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문제인 거야 아, 음, 바른 생활이 돼버 어, 어 아, 근데 자, 어 그러고 생각하면 어, 그러네. 그래 나 이제 잘 시간이 된 거지 어. 이제 너무 맛있는데 <laughs> 언니 오늘 너무 피글레 같아 진짜 어 맞아 나그말하고 했어 오늘 진짜 너무 피글레 같아 오늘 핑크 머리에서 어, 제 미국 와서 맛있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네 뭐가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를 붓게 만드 거요 언니 오늘 불자치 먹네 과자랑 뭔가 불자치 먹었어요? 어, 구원응 고마워 너? 아니? 어, 지금 뭐 부지 좀 빠진 거 같아. 응. 지금 빠졌죠. <laughs> 열심히 춤을 추는. 그래도 있어. 자, 한번 대결해 볼게요. 나도. <laughs> 제가 그렇게 배가 안 불러? 너무 배고팠나 봐. 근데 너 일어나면 배부르다. 많이 먹고 힘내자. 고마워. 나 일어날 때는 배부. 부도밥 먹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봐봐 내일을 가고 응. 내일 모레 또 공연이 이게 진짜 체력 좋아야 돼.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주세요. 고기야 너무 귀여워. 음, 고마워. 나 어디? <laughs> 어디? 왜 안보이 미연이 <laughs> 얼굴이 저린다. 응? 아 지린다. 아 지르다. 뭐야? 찌르다. 아, 지르다. <laughs> 왜? 얼굴이 찔러. 찔렸어요? 뭐죠?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웃겨.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좀 정신 상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 네, LA 날씨 어때? 좋아. 완전히 매운 짱 합. 미연이 오늘 TMI. 오늘 없으면 없어도 돼요. 음. 맞아. 야, TMI는 생각해야지, 나오지. 맨날 그거, 맨날 어떻게 소소하는 거, 잘 기억이 안 나. 미니 언니, 얼굴 네. 나올, <laughs> 나오게 해줘. 어, 두, 두 분이나 나오셨네요, 두 분이나. 너무 바빠요. 저는 오늘 멈춰야겠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 음, 몇 시에 일어 8시. 와, 너무 웃겨. 아니 내가 일찍 깼는데 응. 장을 깼는데 해서 눈 떴는데 미연이가 되게 <gasps> 되게 놀랬어. 나 그때 왜냐 과제를 먹고 있어 그래서 어. 하고, 하고 다시 잤어 바로. 바 미안해 보고 바, 바, 다시 잤어. 어. 왜 안 갔어? 조식 먹으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졸린데. 조식 여기 조식 먹으면은 더 늦어야 돼요. 아, 진짜? 음. 전해야 된대? 음, 음. 아. 어, 그러면은 먹지 말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뭐딴거 먹어도 되잖아. 맞아. 후회할 거면. 응. 근데 우리 편의점 한 번 갔다 와도 돈 엄청 들어. 예. 우리는 편의점 어? 가면 조식이 나을 수 있어. 정말 했는데 조식이 이거? 얼데요 20달러. 야, 그러 조식 먹는 게 나은데. 어? 우리 편의점 가면 너무 많이 사서. 퀄리티가 어, 떨까 우리 그 우리 우리 어제 어물레 어물레 어물레. 나나 좋은데. 전화 왔어. 전화 왔습니다. 인기가 많으 누구야? 어머 어머 정물님이신다 음. 정물님? 어? 전화해볼게요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무슨 말 하실지 몰라 왜냐면은 비방용인가? 거의 부 비방용일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원래도 우리, 우리 회사 동료들이기로 비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패밀리 뭔 비밀이 있죠?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슈아 팀에 궁금해 슈아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9시 50분 일어나면 되는데 슈아 갑자기 45분 일어났는데 갑자기 4기야 40분 일어났는데 오기야 물 안 켜져 이랬어요 응. 음. 그 샤워 하려고 했는데 왠지 안 켰지 나 저도 처음에 못 켰어요. 켜줬잖아요 근데 응 음, 고마워 저희가 이번에 룸메이트는 저랑 미 에? 너, 네 이름 뭐냐? 아, 근데 아, 이번에 수아. 특이한 조합이 아니구나. 아, 괜찮은 조합이. 안 특이한 조합. 언니는 혼자 야 이게 막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야. 없어. 너랑 수아 빼고. 나랑 슈아가 요즘 제일 베스트 조합인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 들었는데 딱히 들리 그 아니 그럼 샌프란시스코 어떻게 할래? 나는 무조건 슈아랑 항상 그 집에 가 집에 가고 아침에 타고 오고 음. 어 음. 항상 잘려나 나 너랑 하고 싶어. 나랑? 너 좋아. 미연이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아, 나랑 쓸 사람. 미연이 나오세요. 그건 하면 나 혼자 쓸래. 안 돼. 왜? 야 나도 너또 나. 아 소연이가 쓴다 아니? 나 홍방 나 혼자 쓸게. 나 홍방 쓸게. 나 혼자 쓸게. 나 우리 왜 홍판 좋아해? 맞아 왜 좋아해? 난 무조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이제 어? 셋이 둘이 써. 셋둘 쓸게요. 돈은 아껴. 아 그거는 아니야. 진짜 그 쉬는 시간 좀 그러지 말자. 아 그냥 좀 돌아가면서. 아니 혼자 뭐 하려고? 혼자, 뭐 쉬려고. 아 쉬려고. 아, 다시 집에 못 뭐 어. 쉬어? 어 그렇게 쉬. 그럼 나 쉬어랑 쓸래. 언니 혼방! 혼방! 아. 너, 아니, 혼자 쓸래. 조연이.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그냥 다 손들어 쓰자. 그래. 아 왜? 아, 싫어. 야왜 이렇게 싫어해? 왜 언니가 저번 해? 왜 언니가 저번 해? 제안하는 분 정신 없어. 봐봐. 정신 없다. <laughs>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나랑 쓰고 싶은 사람 없어? 나너 좋아. 그래 아, 둘이 쓰면 되겠다. 다나다 좋아하는데. 아 뭐야? 나 아, 좋은데 어떻게 쓰레기네. 한 명만 한 명만 좋아해. 그냥 왜, 왜? 혼자 더 싸먹고 싶기도 하고. 한 명만 좋아해. 언니 오랜만에 안 왔을까? 오늘아 <laughs> 그러면 왜? 쓸게 그럼 다에 지하 어, 뭐야? 쌀팔? 상관없어. 그냥... 그럼 나랑 소영 씨. 나랑 싶대. 아나 우기는 싫어. 너 <laughs> 제일 싫은 순서 뭐 카메라 켜고 아니면 아니면 샌프란시스나 쓰고. 내가 잠깐만, 야. 다시 나 내가 쉬어가고 그래 그래 왜? 말 많으니까 싫어해 우리 말 많으니까. 아, 내가 쉬어야 쉬어야. 말 걸어는 싫어. 그럼 우리 둘이 서야 되겠네. 우리 아니 둘이 둘이 쓰기 내 생각에 제일 좋아. 우리 네, 나랑 그러니까. 인유도 괜찮아. 우리는 둘이 그러니까 둘이 말이 많잖아. 응. 막상 둘이 만나면 우리랑 맞아 우리 말 없어. 어. 그래 언니는 누구랑 있을 때 말이 제일 많아. 그래. 너. 둘이서! <laughs> 둘이서! 자, 샌프란스코 둘이 쓰고요. 나 언니는 쓰고. 안나 아, 혼자. 그러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나 혼자서. 어차피 나 혼자 뒤집 나, 나, 나 혼자야. 나 혼자 안 쓸래. 어, 그 다음 너랑 쓸게. 그러면 나랑 민니 가만 언니. 있어 그냥. 언니. 아무것도. 근데 너랑 썼잖아. 지금 조합 좋은데. 최근에. 개소 해야지. 있어, 나 혼자 쓸게. 안 아, 싫어. 나 너무. 아 미연 언니는 쓰고 싶다며. 야 미연. 돌아가면서 다 한 명씩 해보자. 그래 언니는 왜 그래 왜나 나랑 싫은데. 너 말 많아서 그래. 말해. 좋아. 나쁘지 않아. 그래 그럼 샌프란시스코 나가서. <laughs> 왜 둘이? 뭐야 나랑 그래 그래 언니랑 써 언니랑 써 너무 아, 정말 아, 정신 없어 그 언니 혼자 써 내가 쉬어라 게 어, 나 혼자 쓰는데 <laughs> 그 뭐 언니 나가 미연이랑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돌아가면서 나랑 소연이랑 슈아는 각그 돌아가면서 아, 혼자 방 쓰고 야좀뭘 아, 가려 어, 언니 그만 다 가려 혼자 방 쓰고 네, 아, 셋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laughs> 혼자 방 쓰고 오기라 미안인데 그냥 혼자 방 안 쓰는 걸로. 맞아. 나는 혼자 두지 마. 어, 혼자 싫다며. 혼자 써. 근데 아니 왜? 근 가끔 돌아가면서 어. 써도 되지. 왜 왜둘왜 여러 명 있는 거 좋아? 나는 혼자 진짜 싫어. 그 언니 스테 아. 어. 언니들 같이 자 그러면. 어? 스테 언니. 어, 나언니들 놀러 갈 거야. 좋- 아. 좋네. 진짜 데려봐 줘봐. <laughs> <laughs> 아니 언니 진짜 체력이 좋아. 내, 가 좋아졌어. 네. 내가 계속 집에 택시 잡으라고 숙소 가, 라고아 가려고 했어. 너무 30, 즐거웠잖아. 30분에 더 있다 갔어. 그래서 택시 언니 저 다음날 그러니까 스케줄 있는 날에 더 늦게까지. 언니 진짜 대단해 근데. 어, 대단해. 그럼 언니 다음날 그 10시에 스케줄이 있었어. 내가 아무한테랑 그렇게 말 많은 줄 알아? 언니 나한테 나한테도 그러잖아. 어? 너네니까 멤버니까. 영광이야. 어. 영광이야. 근데 진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를 몇 년 전. 원래 만나면 똑같은 얘기인데. 어, 언니랑 방 썼을 때 그때 하던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야. 그런 게아무도 없어? 왜? 결혼이 없어. 결, 결혼이 없구나. 네, 결혼이 없는. 인생이 원래 그래. 근데 변한게 없어. 어, 어, 오늘, 오늘 동안. 우리 좀 새로운 그런 대화인데? 새로운 얘기해봐, 그러면. 제일 태화 얘기 태화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할수 <laughs> 어제 열심히 하자 어 진짜 열심히 하자 그런 거를 말하지 어.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 그럼 미래 그러면 목표 하나 똑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네 응? 맞아요 <laughs> 왜요 댓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아이의 아이들 효연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 눈이 말을 해요. 나? 뭐? 피곤해. 아니야 나 안 피곤해. 아니 너 그, 그때 아니야? 아니 아니 그때 피곤한 시간이야 언니 6시 3 0분이었너 미국이잖아. 너 미국 시간이잖아. 어, 어 그, 그거지. 응, 계속. 우와 뭐야? 어. 생선도 되게- 있어. 어? 생선. 생선? 그 고이 아니야 고이? 맞아. 고등어? 아닌 고등어, 같아. 고등어? 이거 고등어 튀김 아 아니야, 튀김? 여기 k 타 맞네. 여기 근처에 K타운 맛있다 그랬어. 뭐야? 물티슈 없겠지? 뭐손 닦고 너무 맛있네. 저손 닦고 올게요 여러분 치는데요? 어, 그러면 여기 닦아도 돼요? <laughs> 근 그러면 안 가도 되는데 여기 물이 없잖아. 여 물티슈 아니잖아. 아 괜찮아요 끼기? 그럼 뭐 느끼기 왜? 아기 가져올까? 아니 우기 몇 살이시죠? 엄마가 챙기라는 거야 아, 우리 있는데 왜 끼기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엄마도 엄마도 너무 귀여웠어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챙기래 아니 나- 엄마까지 피곤하게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어 나 아, 엄마까지 피곤하다 저는 우기랑 엄마가 방 룸메이트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 끼기 없었잖아 진짜 인형 안고 잔 적이 없어요 야 생각해봐 내 맞죠? 침대 옆에 다 인연들이었어 근데 안고 자지 않았어왜내 주변에 맨날 우리 이 침대 그래서 밖에 쪼 어디 갈 때도 뭐 이- 이- 인형 챙기지 않았어 언제 자는 거야? 컨셉을 컨셉 잡았어 그래 근데- 그래 얘 어제 아 근데 그거 생각해 좋아 나 그걸 어? 그 마음의 안정을 찾나 봐. 색깔마다 다 사고 싶어 나 어제 마트에서 한 기기 봤어 귀여워. 근데 사지 말래 좋아 입도 그 끼기가 있었어? 그거는 음. 다른 애잖아. 코코 대 바닐라. 하나, 둘, 셋. 바닐라. 어. 뭐라고? 언니 혼자 바닐라야? 혼자요? 뭐야 아이스 맛이야 아니면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코 대 바닐라야. 하나 더 해줘. 나도 바닐라인데. 하나 더 해줘.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3만 명. 와. 어, 왜 이렇게 매워? 네. 너, 너! 아무것도 아직 안 올라왔어. 어,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오, 우와, 이거 맞네. 짬뽕 너무 매워. 나 뭔가 소연이 짬뽕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데, 남들랑 먹으면 짬뽕을 먹어. 왜냐면 짜장면 야채 고리가 너무 어렵거든. 아. 하도, 하도, 하도. 어, 어 음. 이거 다른 거. 어,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와, 여름. 여름. 여름! 진짜. 여름. 나 진짜 지금 뮤비 찍는 거 진짜 트라우마 생겼다니까. 아 진짜 너무 추웠어. 추위에 너무. 진짜 어. 선보일 때 너무 추웠어. 밥. 우리 항상 추워서 화도 너무 추웠고. 후라이드. 라타타도 추웠어. 후라이드 대 양념. 호라이드 대 양념. 호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호라이드. 호라이드? 나 양념. 양념. 나 양념. 나 양념. 너는 뭐 없어? 아, 얘는 치킨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족발 대 보쌈. 하나, 둘, 셋. 보쌈! 보쌈. 족발. 나 아, 보쌈. 족발, 족발, 족발. 아유, 뭐해, 어, 뭐해, 음, 족발, 족발. 진짜. 김민이 맨날 부산 시켜. 우리 우리 더 우리 깻잎 논쟁은 했지. 뭐라고? 했어. 응, 야, 그거 완전 유명해졌어. 뭐라고? 나랑 미연이 그거. 그 뭐야? 왜요? 아. 왜? 왜 왜? 그이 이 친구 있잖아요. 인기 많거든요. 그럼 딱딱한 복숭아 대 물렁한 복숭아. 아, 아 다시 하나, 둘, 둘 셋. 따당! 말랑 말랑 따당! 야, 말랑말랑 거 뭔가 뭔가 그거 좀 완전 맛있는데. 말랑 거둘 다 좋아. 둘다 좋은데 둘다 그냥 지금 그러면은 피자 대 햄버거. 하나, 둘, 셋. 햄버거! 피자! 뭐야? 언니 피자? 언니 피자? 둘 다 좋아하는데 햄버거 나 햄버거. 나도 햄버거. 네. 네 여자랑 햄버거 너무 좋아해. 많이 드세요. 방, 오늘도 햄버거 먹었어요. 맞아. 미연데 짜장면 뭐야? 당연히 미연이겠지. 다시 미연 짜장면 하나, 하나 둘, 셋. 짜장면. 짜니잖아야 나 귀 아파 터 대박 이 진짜 재민지네. 어. 그기대 모기. <laughs> 하나 둘 셋. 먹이. 먹이 <laughs> 더 싫다는 거지. 먹이 더 야, 야, 야! 얼마 전에 VM에서 조미연난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던데 왜? 무슨 소리야? 아 무기 잡았는데 발음이 뭐 애매하게 무기 무기 죽였다 무기 죽였다 뭐 이랬는데 아니 네버랜드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그럼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어 하나, 둘, 셋. 된장찌개. 김치. 나 된장. 된장. 된장. 된장. 어. 나 신고 좋아해서 그래. 근데 음. 아, 맞아봐. 그래결 맞아봐. 야, 나 지금 두 시간 동안 컴퓨터 했는데. <laughs> 그니까 그냥 이거지. I'm back. 왜? 보셔. <laughs> 아. 아, 야, 당근까지 빼서 야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냥 가지 쓰자고. 실, 실, 실. 나 갖고 온거 너도 없어, 너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뭐 내가 생각해볼까? 모기 대 모기가 너무 웃기다. 어. 돼지고기 대 소고기. 하나, 둘, 셋. 돼지! 당연히 소고기 아니야? 아, 완전 아, 근데 소고기도. 아, 근데 이거는 아, 솔직히 아, 둘다 좋아. 소고기. 그래요, 솔직히 다 비슷해. 아, 다 좋아. 솔직히 고기가 더 맛있는데. 돼지고기 요리하면 너무 힘들어. 왜? 익힐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어, 그리고 확인 잘 해야 되나? 그렇죠. 뭐야, 왜 눈이 오네? 눈이 오면. 다가는 아, 내 폰인 줄알았어 진짜 내배포가 오고 그랬어. 그 이 SNS 뭐 올렸거든. 중국말 이렇게 통역하면 10, 12살 때 소원, 22살 때이런네 먹어볼래. 아, 야! 아! 나지슨 뜻이야? 엄청. 나 듣고 있어. 무슨 뜻이야? 그니까, 야, 나 앉아서 들을래, 잠깐만. 그래. 집중할게. 네, 베프 제가 SNS 방금 올렸거든요. 12살의 소원, 2물두살때 잃었다. 오. 얘 날, 10년 만에? 10년, 10년 전에 날 콘서트 보러 간다 그랬는데. 음 대박. 너무 감동적이지 아, 않냐? 난 지금 너무 감... 아니 감동적이야 진짜. 아니 수아 갑자기 내 턱을 다 가렸어. 고마워. 근데 좀 얼굴 좀 작아 보이. 고 아유 야너 진짜 좋은 친구가 많은 것 같아. 그럼 난 친구 진짜 솔직히 친구 많아봐야 뭐해. 근데 진짜 몇몇만 돼. 나는 몇 명이지? 진짜 많아 너. 나 없어. 아 솔직히 진짜 베스트 프렌드 없어. 그리고 난 한국에도 멤버들밖에 안, 안 나. 너무 맛있어. 뭐? 난 아, 멤버들밖에 안 나. 나 지금 비 맞게 할려. 음. 아야. 와야. 어, 아, 너 진짜로. 아, 밑에가 너무 웃긴데? 야 콜라 조심해 콜라 밑에. 왜 콜라 밑에서 오기야? 나야. 어. 괜찮아. 야! 짜지하지 마마 좀 해. <laughs> 여러분 이제 빠를 리 없어요. 수아 뭔가 그때가 그때 생각나. 그 그때. 테이블 그, 그 우리 8층에 테이블 그거 부러졌잖아. 그거아니 언니 <laughs> 나 아니, 지금 버스 뭐 베이비 아니야 빅 베이비. 빅 베이비. 빅 베이비. 뻔했네. 우리 이제 그냥 쓸쓸 마무리해야 되겠다. 네, 이 아, 배터리 없어. 지 휴대폰 아, 배터 3%도 3%나어 대박. 어떡해. 이따 끈거 같은데? 이 빠트 어. 어떡해. 인사하자 그럼. 응. 레버랜드. 레버랜드도 놀러 올게요. 내일 시간 있으면 어 내일 모레. 뭐야 어, 이거? 자주 오픈이어 그래. 어 이거 뭔가 우리 이제 씻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때 더 저, 뭐야? 좀 정신 정신 차려서 <laughs> 올게요. 오늘 지금 사이 좀 취했어요. 어디 어, 취했어? 뭐에 취했냐? 이 밤을 취해. 야. 야. 야. 야. 바이바이. Born with rock. 언니 누워. 바이바이. 좋은 주말 보내요. 안녕. 사랑해요. 바이바이. 게임 같아. 뿌잉.